멤버들은 뭘 하나 정국 정국 정국 사진정 가는 길 방탄소년단 사진단은 이번 공연의 여정을 담은 240개의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보는 건 안무 연습 사진인 것 같아요 사진도 있고 이렇게 영상도 영상도 있어요 아주 팬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웃음 같은 사진 무대 정비 사진인 것 같은데 마이크 이렇게 아랫 마이크, 진 마이크 이렇게 멤버들의 마이크 들어오는 사진 라이브 에 필요한 드럼 이렇게 공연 프레스킷 사진도 있고 사진은 아주 팬들이 좋아할 것 같은 비 때문에 안 보이네 전국 전국 전국 약간 여기에 사진전에 사진만 아니고 영상도 영상도 있다는 건 굉장히 팬들을 즐겁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들어오면 거의 약간 콘서트 분위기처럼 이렇게 있네? 사진이 이렇게 약간 전체적인 배경은 이래요 아, 이게 백스테이지처럼 꾸며놨네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가 있으면 이렇게 땡겨서 쓰기도 하네요 방금 전에 어떤 팬이 찍은 사진은 이 사진 사진전의 마지막은 방탄소년단의 뒷모습과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중 포토존 이렇게 사진전이 끝나고 나면 바깥에는 이렇게 멤버들의 공연을 하고 있는 영상 그러면 팬들은 여기에 앉아서 맞은편 팝업 스토어로 이동 중 글로벌 암이 짱 많아요 잔뜩 사서 오시는군 입장을 해보겠습니다